뭐야 초가 왜 이렇게 많아? 안돼 안돼 안돼 가지마 여러분 저 불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릴까? 들어왔지 들어왔지 이제 곧 분다 분다 초 녹는단 말이에요 시시 시작 생일 축하 안녕 여러분 내가 왔어 이 모자는 꼭 써야 한다면서요? 은서 생일 이유는 꼭 써야 한다고 포크업 조금만 포크업 볼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갑자기 막 알통이 울퉁불퉁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세한 차이지만 이제 멤버들 맨날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거죠 언니의 72번째 생일 축하하는데 누가 나와 근데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요? 작년에 그 민트색 원피스 입은 채로 머리 이렇게 단발해가지고 생일 브이앱한 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떼어도 입고 <laughs> 어떤 멤버가 먼저 축하해줬어? 사실 전화 온 거는 은서가 제일 먼저 전화가 왔는데 은서는 사실 생일 한 되기 2시간 전에 <laughs> 생일 선물로 아주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놨다며 그리고 임다영도 12시 한 20분 되기 전에 카톡이 와가지고 <laughs> 그것도 엄청 웃겼어요 뭐라고 하더라? 언니야 생일 축하해 난 지금 잘 거라 20분 일찍 축하해도 내가 1등으로 쳐줘 <laughs> 요즘 고생이가 많아 우랑이 사랑하고 힘내자 선물 보내줬습니다 사랑해 언니 자일자 생일 축하 11시 43분에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셨어요 주주는 행복해 이러면서 언니야 건강해야 돼 오래 살아 그러고 이제 요즘 막 운동하고 하니까 다들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주고 콜라겐, 젤리, 콜라겐 근데 체육이 됐다는 소문이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좀 건강해지고 있어요 전화번호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제 전화번호요? <laughs> 얻을 수 없습니다! 복근 있냐고? 복근 없어요 지금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비디안 찍어! 그래서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문자들에 답장하고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복숭아도 먹고 머리 좀 자르고 설마 와서 우유 파먹고 먹고 소원 받았어요 무다 언니가 서 애기 방구그립 또왜 안 해요? 애기 방구그립 또할 건데 아직 굿즈 투명 케이스를 못 샀어요 방구 그립 안에서 고 나가 삐진 것 같다고? 언니 제가 좀 그립도 왜안 해요? 내가 처음 데뷔 후 생일을 맞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 뮤직뱅크 비밀이야 컴백 날이었 그리고 다음해 생일에는 아니 미국 케이콘을 가는 비행기 아니었어 남해 있다가 내렸더니 또 내 생일인 거예요 생일 이틀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갔았어 맞아 그렇게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생일 때지수와 밥을 먹고 다섯 번째 생일 때 한강빌라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촬영장에서 샵에서 케이크 대상! 음. 진짜? 노래 배우기 대상?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여기도 수상을 축하합니다! 와 진짜? 어, 우리 우정들 진짜 투표 생길 때마다 의심을 하는 거 보고 맨날 엄청 감동받았거든 고장들이 생일 선물 줬네. 편식 에피소드 없어요. 그냥 굉장히 열심히 요즘 하고 있다. 승부욕이 아주 불타오릅니다. 제가 아는 형님 펜싱 선수님들 편을 봤거든요. <laughs> 살짝살짝씩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게 봤어요. 그 지면 굉장히 화가 난다 처음 느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고 나는 상대방 몸에 칼을 댈 수 없을 때그 승부욕과 그 패배감이란 굉장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주선녀 안에서 뽀야가 가장 잘하네 정답입니다 여름 에어컨 없이 버티기 겨울에 히터 없이 버티기 난 여름 에어컨 없이 버티기가 좋아 저는 여, 더위에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멤버들끼리 다 같이 있을 때 에어컨을 자주 끄라고 하는 멤버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에어컨을 항상 켜달라고 하는 멤버는 수빈이랑 은성 그리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는 멤버는 나랑 설아 언니랑 인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아 에어컨 누가 켰어? 끄고 은서가 더조용고 몰래 켜놓고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TV에 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아나운서를 하는 게 어떤가 어, 근데 나 어느 직업을 했었어도 잘 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그승부였고 <laughs> 일을 해내겠다는 그 집착 하나로 잘 했을 것 같아 뭘 했었어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laughs> 아니다 게임 자주 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두판 정도만 하는데 연습장, 회지 연습장에 가는 데가 한 3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차에서. 그래서 이제 차에 할 게 없잖아. 차가 아, 자주 들어야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루다랑 약간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았어. 온라인 1분 전. 게임 시작 중. 서로 같은 얘기를 안 돼? 아, 그래? 지금 내가 들어가면 과연 고업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들어갈 때마다 본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못했어. 내가 들어가면 언니 가 게임 시작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고람이 47분 전에 하고 있었대. 야 이루다! 보나의 27번째 생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우정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 우정들 덕분에 하루만 되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해주신 분들 진짜 모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남은 하루도 정말 행복하게 보낼 테니 어, 오늘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하루 보내. 비가 오잖아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필 우리가 헤어진 지금